Chicos, nos acaba de llegar un paquete de la suegra. Nos mandó regalitos, papá. Regalitos. Molizo, molizo. Morito, ¿eh? Mm. 에코박 에코박 에코박 우리가 진짜 비유했던 파스타, 파스타 그냥 사면 되는데 어, 근데... Ay, no encontramos nuestro café aquí en esta ciudad. 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박? 시. 오케이 고마워. 왜 그런지 몰라. <laughs> 클리. 와우 많이 많이 보냈어. 시시. 마스크. 와우 마스크 아 이제 이제 필요했어. 이거 다니아꺼 아하 작은 사이즈 이거 내꺼 아 색깔 핑크 블루 네. 이거 이거 에? 아와 우리 이런 거 없어서 세시시시 이게 오. 내가 일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집에 있었대요 아 예. 오케이 Gracias 음. yeah. 예! <laughs> Vamos a estrenar nuestro termómetro para ver si tenemos o no calentura según Hayato, pero <laughs> obviamente no tenemos calentura, nos sentimos bien. 이거 그냥 여기지. <coughs> 멕시코는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우리나라 여기. 아 여기? 아하. 아 좀 무섭네. 왜? 몸한테 간초아? 아니? 그러면 왜 무서워? 괜찮아.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야티도. 만약에 그 37.5 그 이상 있으면 어떡할까? 병원에 가야 돼 <laughs> 나는 36.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 v 36.1 빙고! 어떻게 알았어? 몰라 와우 잘했어 빙고 아 올라갔어 뭔지 몰라 올라갔어 ¡Tatán! Esta vez no se me quemó el panecito, señoras y señores. Quedó bien. ¡Ye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씨가 안좋습니다 이제 일본이 찬마 시즌이라 매일매일 비가 와요 슬프네요 y en el video del día de hoy vamos a hacer el Whisper Challenge o el, el, reto del susurro, se llama en español y va a consistir en ponernos unos audífonos, vamos a estar escuchando K-pop y yo le voy a decir a Hayato frases en coreano y él tiene que adivinar lo que digo pero no va a poder escuchar porque tiene los audífonos así que va a tener que leer mis labios, es como una especie de teléfono descompuesto y después va a ser lo mismo conmigo, entonces ¡comencemos! ¿Eh? やと本当に本当に no, no, no, 엉덩이 엉덩이 뭘 좋아해 예 아, 근데 혼동이랑 비슷비슷했어 아니 엉덩이 하야또 엉덩이 아, 좋아해 엉덩이 엉덩이 예뻐요 넷벨벳? 아하 하야또 아, Hayato. Gianna. Mochiso. Mochiso? Takamatu. Ando guiso ipiso. Hayato. Hayato. Mochiko. Mochiso. No? あ、でも大丈夫大丈夫。キート空港。いいさ。キート空港。ちご。キート空港。 진호 진호 <laughs> 나쁜 말 왜요? 기 또, 치, 그거 치고, 치고 이고 있어? 오케이 키도 크고 키아 키가 크고? 시시시 아니야 거짓말 나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김치입니다한금씨 아하. 다시 다시 나는 천천히 아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한금씨아 너무 어려워 아주 nice <laughs> 나는 나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김치래. 천천히 천천히. 나는 나는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내일 좋아하는 제일 내일 제일 세일 제일 좋아하는 내일? No, no, no, 내일 좋아해? 1등 1 제일 제일 <laughs> 제일 좋아하는 다니아가 김치? 좋아하는 방금식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예! 나 아, 시작했어? 시. 아? 나? 나 삼겹살 먹고 싶어 나지? 나? 나? 삼겹살 자파게티 <laughs> 너? 삼겹살 삼겹살 먹고 싶어 나 삼겹살 먹고 싶어 <laughs> yes. 에이 예, 하이파이브 김수현 잠깐만 다시 한번 김수현 이쁨요 no. 김수현 김수현 보다 다시 김수현 보다 김수현 보다 하얗다 멋있다 알아? 김수현보다 하얀 거 좋아해. <laughs> 잠깐만요. <laughs> 김수현보다 하야도 좋아하니까. 하야 좋아하니까. 화 나지 마. 걱정하지 마. 화가 나지 마. 화 나지 마. 나 <laughs> 너는 그 제일 좋아해. Na. No. No. te Chitemone. no pitemone. Na. Na. No. No. Nente. No temone. 제일 좋아해. no, no no no no te mone no te mone no no nemse No 때문에 no no 때문에 Okay. No no 때문에오케이오케이나나나너냄새냄새때문에 no. No no 냄새네냄새냄새야제일좋아해나너냄새제일좋아해아사랑해어젯밤에 가격도 많이 먹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어젯밤에 어젯밤에 하야티도 많이 하얗도 빨리 어젯밤에 하야티도 시끄러웠어? 많이 먹었습 많이 못 잤어. 에? 많이, 많이 먹었습물 먹어. 몰랐어. 먹어. 물, 먹어, 몰, 먹어, 올, 먹어, 물, 먹었으니까, 볼,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다.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오늘, 설사했어, 화장실 잘, 설사했어, 설사했어, 설사했어. 아? 잠깐만 어젯밤에 많이 먹었으니까 어젯밤에 하야티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오늘 설사 있어 많이 먹지 말자 설사 많이 먹자 <laughs> 설사 있어 <laughs> 많이 청소하라 n 많이 운전했어 설사 많이 설사 있어 스키리? 솔사 솔사 어젯밤에 어젯밤에 내가 많이 먹었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오늘 솔사 있어 솔사 저영희 하라 솔사 솔사 있어 너너 No No 남이야 I'm he healthy 어, <laughs> 재미있었어? 네, 네. 예! 재있었네 이거 우동 만들었죠 <laughs> 오케이 넌 배고파서? <laughs> 네 배고파 요리하겠습니다 하이 고마워 배고파요 예 해야지 음식 음식 목소리 왜 그래? 다린것 같은데 음식 음식 ください ¡Wow! Yeah. y así quedó el Jackie Udon con huevito y el de Hayato sin huevito. y más hago nampion. Machizo pollo. <laughs> Gracias. Uh. Sexy. uy, Yo 야, un 디자인인데. de. 돼. No. 나 Frio 우리요. Todavía daron por coya kenchana. Miren, y vieron el blog de Naruto. Hayato se ganó esta playera de Atomic. Y eso es todo por el video del día de hoy. Ya nos vamos a ir a dormir y a descansar. Bye bye, buenas noches. Adiós.